그래 좋았어 레이븐 클랜의 스캐너를 하나 박살냈어 병락보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착륙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잊지 못해 알겠어 이 정도면 그레이브가 비구션을 찾을 시간은 벌 수 있을 거야 자, 잘 듣게 비구션을 만나게 되면은 우선 슈페리아로 변하게 해야 하네 비구션을 죽인 후에 이것으로 그녀의 피를 뽑게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살피도록 하겠네. 도시적이네. 정신차려 그레이브. 이건 너를 위한 세레네데가 아니야. 어머, 이게 누구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네. 너희들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너희 여왕을 보호해라.